블랙핑크 마지막처럼. 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언니가 너무 잘했어. 저희 항상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양현석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곡 항상 써주시는 우리. What the fuck? 해볼까요? 저희 그래도 마지막 처음으로 나왔는데 My name is Jisoo My name is Chichi 마지막 처음으로 저희가 My name is Chichi 왜 이래? take turns and talk about how much we love each other. I love you guys to the mountains and back, and to the far, far hills and around Europe and Australia, back to the States and China, and all the way back to Korea. And I love you to the clouds and through the universe, across Mars, all the way to the sun and back. I love you guys so much. 어때요? 시인 같았어요? <laughs> 아 블랙홀. 오! 제, 제, 제발, 마이, 마이 드 오빠, 블랙 곱하기 블랙홀. 나 너무 배고파. 이사 브 뭐 먹자. 어, 디저트 갖고 오려고 했는데. 디저트 먹고 싶으면 내 방으로 와요. 무슨 디저트인데 그거? 어떡해. 알아서 주스? 네, 맞아. 그리고 더 있으니까 수 있는 건가? 우리 AS, ASMR 너무 작게 해서 그러나 봐요 왜 그래서 물티어. 점수를 줄 거야? 리사야 머리 안 감았니?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개가 물어본 거 진짜 아, 그 응, 아닌 것 같아. <laughs> 뭐, 너 처음 먹은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유튜브로 찾아뵐 수 있는 블랙핑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그리고 저희 블링크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 Um, thank you to everyone out there, like all our blinks and all our listeners and watchers. Um, we're always very thankful, and thank you to Kayo Dejon for giving us this um, amazing award. Uh, oh, oh, Golden Disc Awards. I'm very, very sorry. Thank you so much. 이게 왜 루카. 진짜 싫어했어. Who, who would you? Okay, who would you eat first? Oh my god. Why are you looking at me? Yeah, I think. <laughs> Um, do you like a, a cute guy or, or a sexy guy? Okay. Cute, sexy. 하나, 둘, 셋. Cute. <laughs> 섹시 한 명 있었어요. Jenny, do you want to explain yourself or what kind of? What, Um, yeah. I mean, if I had to pick out of cute and sexy, Oh, if you had to pick. yeah, I feel like I'll just stop here. Okay. V <laughs> Veman feels feels. Yeah. Veman feels. okay. Asks. forever EP, 이 블링크 EP 2주년은 써야지. 이 블링크 어, 우리 그럼 베스트 프렌드야. 얘 이상하게 왔어? 아, 니박 언니 지금 다른 사람이랑 <laughs> 아무한테나 그음 제목편 시작 뜬뜬뜬뜬 에이 아 그거였구나 얘는 이랬다 이거 눈눈 이거 예상치도 못한 전개 아니야? 이거 이거 없네 한번 내가 보는 앞에서 I saw a flower this morning. And that was the most precious thing ever until I met you. 저기 잠깐만요. 야, 갔다. 야, 갔다. 갔다. 또, 또, 또. 갔다 와. 안내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계속 쳐. 나 어떻게 이렇게 계속 격적이라고. 난못 들었어. 맛있어. 왜 이렇게 가까이 나와? 오 마이 갓!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방금 방금 그거 아니에요 의자 소리입니다 여기 또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술 마시고 있어도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입니다 제가 지금 25살이 됐어요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티파니 앵코에서 보주셨다 샴페인 샴페인을 든 순간 뭔가 뷰수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No, you would not see drunk say today. Don't you worry. 여러분 뒤에 귀신 없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이 순간 이 V 라이브를 하면서 귀신을 처음 보는다면 오늘 제가 여자친구 여기 아무도 내 앞머리 건드릴 수 없어요. 진짜 예민하거든. Why the fuck you lying? Why you always lying? Mm, oh my god. Stop fucking lying. 아,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디 어, 뭐, 어, 안 좋아요, 왜? 장현준 선배님께서 저희 아빠를 너무 닮으셨어요. like that, like that.